Yeah. 俺まにね。あサワディカ。おー、サワディカサワディカおーい。Hello。おー、サワディカうー。Hello。อะไรนะอ๋ออะไรนะ ở đây nữa không có ủa tốn cá tốn cá ủa tốn cá khâu nhập anh nhớ ồ anh nhớ 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ข้าวยาข้าวยา 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 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โอ้เก่งจังเลยอ่ะออน้องกาน้องกาสวัสดีครับ น้องกาอย่าไมาเจอแเนี่ย 어? 말 잘해. 카오야. 카오야. 아로이. 아로이. 카오야. 카오야. 뭘카야막 먹어 자꾸. 카오야. 카오야. 잘하네. 어? 카오야. 오. 오이 오이 어, 깽짱놀 그래 너 깽짱놀이다 야 오이 잘하네 오이 어디서 배웠어? 어이 깨장놀 한번 더 오이 오, kiệt t r ă 아. 이야, 아무 벨소리도 내네. 어? 오이. 아, 잘한다, 야, 너. 어이, 잘한다. 안녕 해봐, 안녕. 안녕. 마이크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렵지? 오 어, 어렵지? 이야 어렵지를 따라하네 어? 아유 니는 어이, 어이 전문이다 어이 전 다시 왔다 니 뭐 잘하지? 사와디캅 잘하잖아 한국에 어 뭐라고? 안녕 해봐 안녕 멍까 멍까